선생님 이쁘니기 감사합니다 골프는 <laughs> 골, 골, 골, 골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구고를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바이 <laughs> 이걸 뒤늦게 하려니까 두 배로 수치스럽다 좋아요와 구독 너무 밝다 이거 근데 원래보단 좀 어두워진 것 같아 그냥 예전에 진짜 하였는데 그때보단 좀 덜 하얘진 것 같긴 해 한 명이 맞네? 와 오는지 몰랐네 그치 못 봤는데 다행이다 뭐야 슈퍼린이 치키지 천개 추가라고요? 방제 봤어요? <laughs>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늘 씻었어 <laughs> 야 오늘 샤워하고 있다고 다 했다 오늘 씻었다 씻고 왔어 오늘 야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씻는 사람 같잖아 무려 이틀에 한 번은 씻는다고 뭘 자꾸 넌 또 씻어달래 <laughs> 자꾸 그 또를 갖다 붙이네 귀여운 척 자주 부탁드릴게요 알았다연 귀여운 척안할게연 사람 있다연 엄청 잘 쏘네요 하지만 저한테 죽었네요 안녕하십니까 후러들린 반갑습니다 음... 음. 걘또 뭐야? 소리 듣고 왔는데? 나를 발견 못했네. 넌 어쩌다가 또 <laughs> 나를 만났니? 갈고리 펴라. 깨를껌? 치타 먹으러 왔다. 그걸 붙인다고? 내 새 차를 내 건데 그거 내, 내 차에다가 보글 가게 만들다니 너무해 <laughs> 올라가자. 저 명? 자기장 가야 돼. 나 차 좀 불타지 않았냐? 와, 쟤 어떡하냐. 수류탄 하면나 죽어. 큰일 났다, 진짜. 아, 제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? 자기 가, 저 가, 가 없는데 나 상가 밑엔가 모르겠네 좋게 깨졌다 공조끼 음, 있어? 불타 올라라 제 수류탄 없나? 걸려? 나안 걸려? 나이스 지지 <laughs> 지지 어떻게 아, 너무 먹다 아 나 엄청 잘한다 나이스 스크루 성결이님 청계 너무 감사합니다